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줄까? 눈물까지 흘릴 정도야? 맛있나봐 올라오더라고 아까 어 아까 응 음료 갖고 좀 아까 얼굴부터 보여주시고 아기 사자 얼굴 먼저 보여주셔야죠. 아기 사자 먼저 보여주세요. 아. 샤워 캡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laughs> 테리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엄청 빨리 돌려. 오 어, 엄청 빨리. 어머 어머 팽이야 팽이. 앞에 아, 보고 해야지. 응. 어, 앞에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여? 응? 왜, 왜 움직이라고 그래? 엄마 움직이기 싫은데 안 걸릴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테리 움직였다. 새끼 손가락. 끌고 가, 끌고 가. 아빠 주시겠습니다. 엄마가 주시. 예! 자. 진짜 무서워.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There's nothing there for me. 아, 나가. I move on, use windows, open t h wash up, I'm not sure. 가위바위보. 일로 와봐. 엄마랑 사진 한번 찍자. 엄마랑 사진 한번 찍자. 봐봐. 사진 찍지 마. 그래 어? 사진. 어? 영, 사진 한번 찍자. 안녕? 나네다. 어, 여자. 테리인가? 누구야? 이거 뭐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뭐야? <laughs> 진짜다. 누데 테리잖아. 테리야 이뻐? 이뻐. 이뻐? 아. 아 <laughs> 좋다. 안녕. 양거야 안녕. 테리, 테리도 인사해. 말해야지 안녕 하고 인사해야지. 이렇게 귀엽게. <laughs> 안녕. 안녕. 엄마. 응. 어. 어. 맞아.